now. Thank you. 왜? 거기서 쳐다봐? 응? 왜? 장난감 놀고 싶어? 장난감이 놀고 싶어요? 음이 심심해? 거 엄마 거라고 했지 엄마도 놀아야지 유나 엄마도 놀자 맛있어 치야 너 자꾸 뺏을 거야 엄마 거 Thank you. Thank you.